London dance, London dance, London dance Just dance, just dance London dance, London dance, London dance Just dance, just dance 세상의 빛처럼 쏟아지는 하늘 그 아래 너와 함께 춤추고 싶어 색색의 옷들과 예쁜 액세서리 무대 위에 올라 자유로운 몸짓 그 사랑스러운 느낌 아, 전다보냈던 하루와 일상에서 벗어나 아, Tonight Just you and I 지구를 장치고 떠올라 마음껏 crazy crazy crazy 그 춤을 춰 말리지 마야 지금 내 기분은 feel so high Discover 빨간 하이힐스 on the road Got my eyes on you and you got yours 저 태양이 다시 눈뜰 때까지 너무 평범한데 뭔가 달라 왠지 묘한 구석이 있네 난 가려져 있는 게 보여 우리 모두 이상해 조금씩은 yeah 지금 내 기분은 feel so high 멀리 멀리 멀리 다 눈부셔 I just wanna dum dum dance dum dum dance dum dum dance with you Oh baby give me more 날 멈추지 말라 this song Just wanna เราจะเศร้าพา details. you and I, yeah. 지구를 점치고 떠올라.